테이프를 아, 아 그랬어요? 아, 테이프를 왜 치면 걸려도 되죠. 인덕션. 예. 네. 네. 아,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. 그치. 잘 썼어. It's kinda crazy The kinds of things life throws at you I never knew I'd feel so safe in your eyes 안에 네, 막 이거 움직이고 얘 막 빠져나오고 또 높이는 앉았을 때 이렇게 닫을 정도 I'm dancing on so sweet. 조금씩 하나씩 가져가 아, 아주 뿌듯한 현장입니다